business chilling, penny chilling. What more can I say? Just listen, business chilling, you just chilling. What more can I say? Do nothing. 아재 래퍼가 돼서 살다 보니까 2020년도 어느새 절반이가 많은 뭐라도 한다고 대견해 하시지만 사실 별거 없이 사는 중 I'm doing nothing o n but I love 올해 하반기가 지나면 나도 사실 눈도 침침해 받을까 헬라식 친구들은 하나씩 장가가서 애기 낳고 먹고 사느라 바쁜데 아직도 난울 엄마의 미운 자식 모두가 바빠 숨이 가뻐 내 눈에 보이는 세상은 왠지 탑뻥 잘 되고 있는 애들은 힘들다며 징징 힘든 애들은 괜찮다며 돌려 말해 빙빙 Let's do nothing Yeah need some healing 그렇게 정신없이 살다가는 지침 당연히 나도 되고 싶어 보자 밀려내 그치만 돈에 쫓겨 살면 돈더 villain 에이. 오늘은 나를 찾지마찾지 모든 게 다 귀찮으니까 Let's do 세상에서 잠시만 벗어난 Let's do not 그냥 show Let it be, let it be Crush 한방 때려 Let it go like crush 그냥 show Let it be, let it be 휘철멍 때려 Let it go like breeze Doing nothing Doing nothing Doing nothing Ladies and gentlemen 유자 여전하다면 여전한 나의 하루들이 다 모여 만들어진 건 아직 보잘것없지 나 부럽다는 친구들에게 늘 말해 웃기지 말아줘 보다시피 내놓은 거 없어 킬링 벌스 트랙 중 어떤 것도 밥그릇으로 먹어 오니 나이만 벌써 24 thank you